おおじゃあ金魚おおえかっ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こちらのゆことすみちゃんです今日は何の日ですかはいみんなが待ってる国際レンソンソゲティにはい大 <laughs> 今日は本夜です What?

さ、なんか女性になったね。あの、ちょっと、なんか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なんか볼륨もなんか。 4년 전에 우리가 공항에서 우연히 봤을 때는 소녀도 어, 근데 지금은 no. 꽉 찼어. 네. 맞아, 사이렌선 소개팅 を参加してくれて本当に胸ぐら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괜찮아요? 괜찮아요. 超可愛い。いや、笑ってるのがもっと可愛い、もっとエッチ。もっとなんで。エッチ。準備はできましたかそうだね。めっちゃ緊張してるんですよ。もうと、そうとる。いきますよ。緊張するんだよ、とけよ。じゃあ、金にゃん。おえ、かっこ。金にゃん。お 안녕하세요. 끝까지 네.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태어나 아, 아, 아, 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하기 전에 궁금한 거나 아,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 그쵸 맞아요. 네, 대기하는 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막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미짱, 우시런 유쿠리 밑에 구다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너무 어, 긴장되고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긴장돼. 자, 음. 일단 우리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음. 아, 하지메 마시테, 어, 와타시와

일본에 계속 살고 있었고 2년 전에 호주에 다시 돌아왔어요. 미래는 잘 모르지만 친해질 <laughs>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가했어요. 아, <laughs> 잘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다. 음. <laughs> 카페에서 둘이서 둘만 있다 생각하고 한번 대화하는 걸로 해볼게요. 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이돌분이 좋아했어가지고 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어, <laughs> 한국어 아. 안 나온다. <laughs> 네네. 아 제가요? 음, 아, 그, 그럼 일본에 관심이 계신다고 했었는데 뭔가 있었나요? 이런 이유가. 私は日本語の映画とドラマが好きですから日本語を 조준이 나れば いいなと思った。うん、あ日本語で延期もしたいです。すごい。 어, 근데 어? 약간 이게 약간 일본 어 일본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미 있잖아, 그렇지? 응. 응. 응. 그런 것 같아요. 영우 씨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러니까 먹힌 얼굴인가? 왜? 뭐라고요? 아,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in Australia is fake okay?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 땀이 땀이 자. 네. 당장 사귀라는 건 아니야. 사귀어도 되는데 음. 긴장하지 마. <laughs> 맞아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 음. 어, 생각해온 게 있는데 어, 지금 백, 지가 돼가지고 사람을 볼 때 어떤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는지 어 제가 착한 사람을 다양하게 좋아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을 음.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laughs> 사람 3년 전에 공항에서 우연히 봤어요 카채널 팬이에요 음. 이랬었는데 <laughs> 그때는 진짜 소녀였는데 음. 지금 완전 성인 돼가지고 진짜 와 <laughs> 이렇게 되는 게좀 <laughs> 그때 는 너무 고마워서 일단 밝혀서 <laughs>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laughs> K-팝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떤 그룹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스트로라는 그룹이 있는데 차은우님 계신. 음. 그럼 혼사는 음. 어떤 사람이 그이상향인지 밝은 사람. 야, 야, 야. 음.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음. 운동도 하고 외모도 외모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키가 크시는 사람도 좋아해요. 미짱과 키가 어떻게 되지? 165요. 그러면 우리 저 영훈 씨는 183이었나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laughs> 뭐 거의 그쯤 그쯤이었는데 뭐 네, 어, 뭐 컨디션 따라 좀 다르긴 음. 한데 네. 음, 컨디션 좋으면 80까지도 또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아무래도 이제 소- 소개팅이니까 뭐 섹시한 질문해도 되고 <laughs> 조금 이따가 공식 질문 어마어마하게 세 그러니까 지금 꼭 약한 거라고 하고 싶으면 지금 해 얘들아 <laughs> 서로의 뭐 바디 사이즈나 연애는 얼마나 해보셨는지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안 아. 해봤어가지고 뭐지? 그 일본에 있었을 때 뭔가 진짜 고등학교 때? 너 진짜 안 했어가지고 彼氏ができたらこれだけは必ず守ってほしいと思うことがありますか 바람 안, 안 하기 그건 당연히 당연한데. 훈 씨는 뭘 지켜주면 좋겠어요? 뭔가 화가 나는 일, 뭔가 오해가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대화로 음,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 잠깐 와봐 해가지고 <laughs>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나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너무 솔직해서 좀 가끔 미안하게 될 때도 있, 는데 얼마나 솔직한데? 어. <laughs> <laughs> 뭐 예를 들어 얼마나 나는 별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어떤 년이야? 미친 놈아. 예를 들어 <laughs> 예를 들어 키스, 하는데 아니 그딴 거 할래 막 이런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할래 막 이런, 이런 스타일이 아니면 <laughs> 일단 성격상은 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안에 있고 싶은 사람,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 데이트할 때나 나가고 뭔가 산책하거나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 <laughs> 예. <laughs>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나 그런 건 좀 뭐지? 내가 게임 잘 못해서가지고. 저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네. 밖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 네.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선물해도 안 받는다 이건가요? 아, 그쵸. 이미 있으니까. 어, 있잖아요. 저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5는 있어요. 외미짱이 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면 저는 또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 자, 그래요. 그러면 뭐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그래요. 뭐 일단은 맞아 우리 그 공식 질문 무서워요. 아, 이거 되게 강력하던데요. 저- 무조건 얘기해야 돼 둘이. 이거는 근데 유튜브에 안 나갈 수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짱 골라주세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Huh? 그 이거 하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유카가 하는 거야 얘기를 할게 유카가 해거든요 이걸 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애니짱 애니짱 여자친구가 됐어 자 빵! 아, 너 이런 거 쓰라 해가지고 <laughs> 어떤 어떤 자세가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laughs> 좋아해요. <laughs> 어떤 자세를 해야 애니 애미가 어? 애미장이 아니라 여, 자랑 여자분이랑 아 이게 저 좋아하는 음... 영호 씨는 어떤 자세를 좋아해? 음. 우리 성인이잖아. 맞아요. 저는 어, 얼굴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얼굴이 보이는 자세인데 어? 이렇게 해도 보이는데? 그, 그러니까요. 그 기, 그러니까요. 그 기, 타 등등 기타 등등 얼굴 그러니까요. 그 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정확하게 기타 등등이 뭐야?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네. 어디가 어디가 영원 씨 어디가? 다다 좋은 것 같아. 다. 얼굴 얼굴 보이면 다 좋다. 한 가지를 딱 정해줘. 아. 위 아래. 오. 뭐. 어, 위, 위가 위. 위, 위. 대중에 위. 위, 위. 대중에 위. 아, 뭐안 물어보면 모르는데. 아 그럼 그럼 우리가 이제 경기장 위래. 위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니형부대 야대학교까지 전부 와깍들 학생이 <laughs> 도망가지 마 와깐나이 와깐 와깐나이 와깐나이 랑 와깐나이 와깐자 에미짱 이제 에미짱 차례야 에미짱 네. 골라주세요 빵 1번? 1번? 음. 전부 어. 질문 전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그런 거 같아. 아, 아, 니뭐 있죠, 있러네 다른 거 얘기해줄까? 뭐 5번 설레는 행동 어 응. 6번 서로 씻겨주기 가능 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빵! 에미짱 니온고대 하나스요 니게를 까라 나가はい長스키が스き스페인太い스키好스で어か男 노아래? あの 아. 자연스럽게 툭 던지면 되냐? 냥そうもうど 뭐 어, 유카는 저 이거 좋아한대 <laughs> 중요한 문제죠. 음. 그렇게 교육을 안 해봤어가지고 응,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소설 の中でもさ 써서 소설을 할까? 유카짱이랑 똑같은 거. 어, 아. 이런 스피커 네. 나도 길지만 영원 씨도 길어 보이, 보여. <laughs> 뭐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저 분위기는 참 좋아지고 있고 우리 위로와 좋아하는 사람과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의 오늘 랜선 소개팅 자. 이제 서로에게 한 몇 가지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거리가 머니까 연락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네, 뭐 원래 너무 많이 답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혹시나 그걸 좋아하신다면 나도 관리할 수 있, 있도록 하고 전화도 좋아하고 오. 전화 좋아하세요? <laughs> 어, 네, 좋아합니다. 이런 뻔백 <laughs> 호주에는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음. <laughs> 금방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한국도 가고 음. 싶고 그래요. <laughs> 그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디든지 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네.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선, 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도 있어. 되는 거죠? 네. 네. <laughs> 일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있으세요? 네, 저는 에미짱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일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고 싶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 달에서 한 1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봤었던 음, 것 같아요. 진짜 비싸는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 이제 우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육하 채널 군대 있을 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했거든요. 한 2년 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덕분에 또 에미짱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오랜만에 육가짠, 순짠이랑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구독자지만 뭔가 친구가 아니지만 뭔가 그런 음, 느낌이 음.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됐지만 <laughs> 재밌었어요. 혼상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laughs> 어, 여기만은 뭔가 부족하니까 더 알게 네, 될수 네. 있으면 좋겠어요. 사겨라, 사겨라. <laughs> <laughs> 야, 우리, 우리 정말 어, 어 됐으면 진짜 우리랑 꼭 놀자. 여행 가자. 어, 그 이제 서로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서로 연락할지 안 할지 이제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자, 이제 뒤돌아 주시고 서로 같이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 주세요. 동그라미 해 주세요. 자, 뒤돌아 봐주세요. <laughs> 자, 그럼 축하드립니다. 자. no, no. 제랜선성이딸새꼬.에미씨여기카톡이있나?근데?사투리요?사투리맞나?뭐네.카톡통화해도영상통화해도뭐.어,에미씨,어,뭔가재밌어가지고집중이안돼.今日も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 안녕다들